샤라나 world boss 아크스타 교육 영상 유하 크리에이터 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터 신비유입니다. 지난 아크스타 1이 권치 아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린이용 아크스타 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 전에 아크스타에 대한 준비에 앞서 world boss에 대한 기본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보스 기본 지식 1. 진행 방식 월드보스는 총 4종류의 월드보스인 우그도와도, 아크스타, 자라탄, 테리온을 하루에 한 마리씩 돌아가며 도전하는 컨텐츠입니다. 월드보스는 매일 2회 도전이 가능하고요. 기타 콘텐츠와 달리 월드보스는 총 12명의 용병을 투입 가능하며 1회 도전 시 2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라운드 시작 시 모든 아군이 먼저 공격 후에 월드보스가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보스는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월드보스의 종류입니다. 월드보스는 수력과 운반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오그도와도와 아크스타는 수렵형이라 해서 기본 점수는 배치된 용병들의 공격력, 치명 확률, 치명 피해로 계산되고 보스에게 가한 피해량의 합계로 획득 점수가 계산됩니다. 그 다음은 자라탄 테리오는 운반형으로 기본 전수는 배치된 용병력의 생명력, 방어력, 민첩성으로 계산하고요. 전투 종료 후 생존 용병들의 생명력 합계로 획득 점수가 계산됩니다. 세 번째는 월드보스의 보상입니다. 월드보스의 보상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 2점수 보상. 2회 도전을 완료하면 2회 점수를 합산하여 총 점수를 매기게 되며 이 합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날 보상을 지급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보상으로 2회 합산 누적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일 때 속하는 그룹이 달라지며 그룹에 따라 획득 재화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임무 보상으로 자신이 해당되는 그룹에서 월드보스를 클리어할 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자, 아, 마지막으로 최고 점수 보상인데요. 1회 최고 점수 보상이라 하여 점수 보상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한 최고 점수에 따라 1회 주화, 다이아, 오성수복 등의 재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드보스에서는 1일 점수 보상으로 최대 9대의 주화 10개를 주고요. 이는 중복 5성 용병을 갈았을 때 나오는 주화량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1일 보상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여기까지 월드보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아크스타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크스타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렵형 월드보스로 다음과 같은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이로 인해 2라운드 아크스타의 공격을 받은 후 모든 대상, 즉 아군이 모두 사망합니다. 자, 각 순정 연구지소, 아군이 아크스타를 공격 시 관전 피해가 발생하고요. 또한 공격자의 공격력 300%만큼 아크스타가 추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상급 지속 피해 면역으로 받는 피해량 감소 마이너스 150%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 방해 면역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크스타는 키워드 용병만 가지고 있다면 world boss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 영상은 브린이 영상임에도 주화 10개 deck이 아닌 1회 최고 점수 보상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뒤에 설명하는 키워드 용병이 없다면 이 영상에 소개된 clear 방식이 불가하겠죠? 그의 1회 최고 점수는 아니지만 쉽게 아크스타 1회 점수 보상받는 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방금 설명했던 아크스타의 과충전이라는 스킬의 페널티를 이용한 것인데요. 자, 이 스킬로 인해 아크스타는 공격자 공격력의 300%만큼 아크스타가 추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연타용병에게 buff를 집중하여 때리면 그때리는 타격마다 추가 피해 damage를 입게 되고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 아크스타 1의 최고 점수 졸업을 위한 준비 용병을 설명해 볼게요. 딜러는 우선 이사중 중 택 1을 하시면 됩니다. 엘도라, 발제, 마모닐 대신 카리는 한 9강 이상 정도로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지원형으로 베나카, 이노, 아인돌린 3명 중 택 1 하시고 그 외에 딜러와 어울리는 지원형 한 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피증 용병입니다. 3성부터 살펴볼 건데요. 바피증을 가진 모든 용병들을 기재하였습니다만 흐린 글씨 처리된 것 수치가 낮거나 turn수가 짧아 적합하지 않은 용병들입니다. 우선 삼성입니다. 삼성은 위글 식강 50%, 블레이즈 식강 45%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성 용병은 두 가지로 적었는데요. 바피증 최대 수치와 그 아랫 단계를 같이 적었습니다. 그의 본인 용병들의 강화와 다른 사용처, 영혼 장비 수급 등을 살펴보시고 적절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흐린 글씨의 용병들은 강화의 수치가 낮거나 하여 효율성이 좋지 않은 용병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알리사 같은 경우는 삼성 용암용병으로 강화가 쉽고요. 오그도아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르티나는 2강으로도 가성비가 좋은 바피증 용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피즌 용병 5성은 노강이거나 저강으로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자연 강화되거나 명암이 있으신 걸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나스타샤는 최근 결장 딜러로 사용이 좋아 키워놓으신 분들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는 웨스턴은 2강만 하면 높은 바피즘 수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다른 월드보스인 오그도아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바피즘 용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뒤에 아크스타 점수 획득 방식에서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대신 그지만 바피든 용병 확인 시 주의할 점 지속 피해에 붙어있는 받는 피해량 증가는 아크스타가 지속 피해 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타 용병으로 카르그나 요제프, 쿠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크스타 점수 획득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에서 아크스타 스킬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그 중 상급 지속피해 면역이라는 스킬로 아크스타는 바피가 마이너스 150%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 바피감과 바피증은 곱연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스타의 마이너스 150%를 곱하게 되면 항상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받는 피해량 증가 스킬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용병들이 있습니다. 앞서의 준비 용병으로 설명한 딜러 4명인데요. 에도라의 태양강님 발제의 피해 강타, 마모니들의 보호 강타, 카린의 보호 강타. 내 스킬의 공통점 아시겠나요? 바로 받는 피해 감소를 무시하고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스타 가진 바피감을 무시함과 동시에 바피증이 적용되고 이들은 곧셈으로 적용이 또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중복되어 엄청난 damage 증가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아크스타에게 최대한 많은 바피증을 건 후에 지원력을 최대한 높이 지원가로 높은 buff를 화피가 무시 딜러에게 주어 딜러가 높은 damage를 얻어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럼 진영을 짜는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스킬의 turn수를 고려하는 겁니다. 고득점 방법 원리를 이해했다면 진영 구성에 있어 중요한 건 바피즌 용병들의 바피즌이 모두 적용된 상태로 딜러가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바피즌 용병들의 turn수를 고려하여 순서를 적용, 또는 요제프 쿨을 고통의 연속 스킬을 이용하여 debuff cool time 초기화를 하여 바피징이 끊기지 않고 재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카르그를 이용하여 저주를 걸어 민첩성을 감소시키고 스킬이 스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turn수를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스킬의 스치 시에는 turn수가 반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진영 구성 방법은 지원가의 적절한 배치입니다. 우선 이노와 베나카의 경우 응원의 결속 부여라 하여 본인이 지원한 대상이 죽으면 지원력이 증가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1라운드에서는 베나카 또는 이노가 핵심 용병이 아닌 다른 용병 5명에게 버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용병이 아크스타를 공격해서 감전 반격으로 죽거나 1라운드 아크스타의 공격을 맞고 죽게 되지요. 그러면 베나카와 이노의 지원력이 5회 증가하게 되고 그의 2라운드에서는 이노와 베나카가 높아진 지원력으로 공격해야 할 딜러에게 엄청난 버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배치 및 순서를 고려해서 진영을 구성해야 합니다. 아인돌리는 아군 무덤의 개수에 따라 지원력이 증가하므로 무덤 개수가 최대한 많아진 상태로 지원력을 증가시켜서 딜러에게 버프를 주면 됩니다. 대신 여기서 팁! 공격력 증가 버프는 최대 300%가 상한입니다. 300% 이상을 지원해도 300%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딜러의 사용입니다. 보통 맨 마지막 턴에 위치하며 카린과 발제의 경우 1라운드의 공격 후 감전 딜에 사망하지 않도록 공광면이나 헤어면이 붙은 지원가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딜러들은 공격력을 기반으로 높은 데미지를 입히므로 공격력, 치명 확률, 치명 피해 모두 높여줄 수 있는 버프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보통 룬은 지원가로 치확을 채워주고 맥맨 룬 사용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치확이 너무 낮다면 치명타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지원가와 적절히 조절하여 듀얼룬 또는 맞는 지원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예시 진영인 제 부계의 덱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제 부계의 1회 최고 점수 270만점 졸업입니다. 엘도라 노강을 사용한 것으로요. 엘도라는 룬치악 치피 듀얼 그리고 맹공 퍼치악 부업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레스는 10강으로 치악 치피 공 증가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노는 9강으로 응원의 징표 아까 말씀드린 그 버퍼입니다. 그리고 바피즈 용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이 용병들을 다 합산해보면 한 130배 정도의 딜 증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그는 구강으로 저주로 위글이 스침 없이 들어가게 해서 모든 턴수를 바피즈가다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진영은 저와 동일한 진영인데요. 바뀐 부분은 제 원래 웨스터 자리에 카일이 있고요. 그 대신에 그리고 알리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덱 진영 구성은 같은데요. 생각보다 제 북의 바피준 수치가 <laughs> 높아서 저희 개조분들 동일한 진영의 다른 분 걸 갖고 와봤어요. 이분의 같은 경우 65배 정도의 딜뻥이 되는데 1회 최고 점수 보상을 받으신 덱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도라 자리에 제 부캐가 발제를 사용한 영상입니다. 동일하게 발제를 사용해 본 건데요. 어, 원래 엔돌라랑 금수가 비슷했는데 3강에서 5강으로 강화를 해서인지 점수가 좀 그몰랐어요 발제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능 하고요. 감전에 죽지 않도록만 지원과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강화 수는 지금 저는 현재 5강이지만 노강으로도 아마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물론 강화가 높으면 점수가 얻기는 더 쉬우실 겁니다. 이로써 월드보스 아크스타 교육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거나 잘못된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는데도 만들고 나면 꼭 오탈자나 숫자 오류가 <laughs>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검수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자료 수집하고 제작 및 대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 편은 조, 조만간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편은 오고도와도 브리니용 교육 영상을 제작 예정 중이고요. 아마 예상으로는 주화 10개용과 1회 최고 점수용 두 가지로 나눠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이 방송에서 찾아뵐게요. See you later!